저 화장 요금이 10만 원 맞죠? 아니요. 100만 원입니다. 예? 언니, 우리 이제 어떻게? 결혼이라는 거 어떻게 시작한 건지 알아요? 네, 갈게요. 이거 다들 알고나 하는 거지. 내가 찾으면 되잖아. 아이랑 좀 내가 찾을게 몰라!